추천템은 이거는 정말 모든 분들이 요즘 너무 유명해서 다 알고 계실 텐데 스틸라의 글리터, 어, glitter liquid 아이섀도우인데 펄감 때문에 정말 눈에 힘 주고 싶은 날? 그럴 때 바르면 진짜 눈에 힘이 팍 들어가는 Kitten Karma 라는 색입니다. 추천할게요.